예, 뭐 한번 가보죠. 이분은 신장 163km. 아, 네. 아, <laughs> 킬로미터. 죄송해요. 예, 안녕하십니까. 레아트 성형외과 서영수 원장입니다. 요약 사진을 좀 보면서 하체 부위별로 지방 흡입을 했을 때 어떻게 개선되는지 분석 한번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 알겠습니다. 어, 고민 부위는 같더라도 탄력도라든가 골격, 근육량, 지방량에 따라서 특징이 다르기 때문에 그냥 참고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분은 신장 160cm, 체중 50kg의 환자분입니다. 사진은 수술 후 4개월 차입니다. 허벅지 내측이 정리가 되면서 허벅지 사이의 틈이 많이 벌어졌고 무릎 내측이 없어지고 허벅지 내측과 라인이 깔끔하게 정리가 되면서 다리가 얇고 길어 보이는 이미지가 생기셨습니다. 허벅지 바깥쪽은 승마살이 없어지면서 허벅지 전체적인 두께가 얇아지고 튀어나온 부위가 위로 올라가면서 다리가 길어 보이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길이가 길어지면 같은 두께여도 더 얇아 보이는 효과가 있다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시각적 효과를 얻으셔서 효과가 배가 되었습니다. 다리가 확실히 길어 보이는 효과가 있고 라인도 예쁘게 정리가 되었는데요. 특히 승마 라인과 허벅지 틈 사이 변화가 정말 큰 것 같습니다. 예, 지방 흡입 후에도 관리가 중요한 건 알고 계시죠? 어, 지방 흡입은 다이어트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거 명심해 주시고요. 수술 후에도 이분은 내원하셔서 꾸준하게 관리를 받으신 분으로 효과가 더 좋게 나온 케이스입니다. 네, 허벅지 정면으로 분석했으니 측면으로도 케이스 하나 더 분석해 볼까요? 이분은 신장 163cm, 체중 57kg의 환자분입니다. 사진은 수술 6개월 차입니다. 뒤쪽의 경우 햄스트링 튀어나온 부위를 최대한 제거를 한 후에 엉덩이 밑을 다 빼는 것이 아니라 라인만 정리를 해서 더 예쁘게 만들었습니다. 지금도 힙이 처지신 편이기 때문에 엉덩이 밑쪽을 더 흡입하게 되면 힙 처짐이 심해지므로 주의 하는 케이스였습니다. 앞쪽은 특별히 라인을 잡을 것은 없고 최대한 많이 빼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얇고 예쁜 라인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일부러 일자 라인을 만들겠다고 무릎 위를 남긴다면 예쁘지도 않고 두껍기만 하겠죠 어, 정말 같은 사람이 이렇게 변화될 수 있나 싶었는데요 허벅지가 정말 많이 얇아졌어요 옷을 입었을 때 사이즈 감소와 핏이 달라졌음을 좀 체감하고 계실 환자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맞습니다 하체 지방 흡입을 고민하고 내원하시는 분들 중에는 단순히 이제 허벅지 둘레만 얇아지는 것을 원하는 게 아니라 원하시는 모양 혹은 유독 더 이 부위를 신경 썼으면 좋겠다 그 부위가 더 얇아졌으면 좋겠다 같은 여러 가지 부위들을 말씀해 주시는데요 충분히 상담하시고 고민하신 후에 수술을 결정하셔야 더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으시니까 오늘 영상 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레아트 성형외과 서영승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